Solmin Sumin, ressam bir Budist rahibi. Hayatını Budist resim sanatını ayakta tutmaya adamış. 어떤 그림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 탱화를 그리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이 그 어떤 자태에서 나오는 뭐 다른 먹고 마시고 그런 게 별로 개의치 않잖아요. 그리고 전혀 의식이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예배 대상으로서 모셔야 될 탱화가 그렇게 그려져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직접 그리게 됐습니다. İbadetin bir parçası olarak Budist resimler yapmak için sanatçının ikonografiye ait bazı kuralları uygulaması, geleneksel malzeme ve yöntemler kullanması gerekiyor. 그 탱화라는 것은 그 배접에 필요한 배접과 선이 가장 핵심이에요. 탱화는. 탱화의 재료는 모든 최상의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. 물감은 석채라고 하는 알료, 그래 어, 돌에서 채취한 그런 염료를 쓰고 어, 접착제는 밀가루나 찹쌀을 한 3개월 동안 삭힙니다. 물을 또 갈아주고 버리고 그래서 삭히고 완전히 이 끈기 있는 저찬액이 다 분해가 된 다음에 그걸로 풀을 사용합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림이 오랜 시간을 갔을 때 수축작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.